이 목소리 아닌데요 저. 저이 목소리 아닌데. 감기 목,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. 간다 간다 간다 오 간다 간다 오 오잘 다닌다 <laughs> 이야 우리 하루 잘 다닌다